아! 어? 어? 어? 아! 아! 그만 아따 널 따가 go. Ah. Ah. <laughs> 哎。 와 멜로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진짜 안 쓰는 창법 오!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